아, 다 드셔도 돼요. 다 드셔도 됩니다. 네. 완전 이게 접시가 돼버렸네 I've been living life right like I could just die Flashing red lights, driving at night Windowless ride, feeling alive Nothing in sight, forever in flight Follow those